형이 마스터가 되어 떠난 뒤 나는 건강이 악화되어 하루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었다. <laughs> 몸은 많이 나아졌니? 어. 아. <laughs> 많이 바쁠 텐데 나 때문에 미안해. <laughs> 신경 쓰지 마. 형은 의기소침한 나를 늘 이끌어주었고 나도 언젠가 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었다.